가자. 약이요. 몇 개 걸었어. 새끼 너 뭐 속임수 쓰지? 네. 너 이런 거 해본 적 없다며! 어떻게 속였어! 말해! 씨발. 약이요. 왜 그래요? 몇 개 걸렸어요? 죽어요. 우승 축하합니다. 의외였어요.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어, 알리. 나 이제 고향 갈 거예요. 돈 받았어요. 새끼가 진짜. 다음 얘기하자. 내가 좀 바쁘다. 사장. Kimse kimse पैसे लो और जितना जल्दी हो सके फ्लाइट टिकट बुक करके बच्चे को लेकर घर वापस जाओ मैं अपना काम खत्म करके घर वापस जाऊंगा तुम दोनों के पास अभी कुछ मत पूछो उम्मीद है तुम मेरी इस परेशानी को समझ पा रही होगी मैं तुमसे बहुत प्यार करता हूँ